다 튀었지? 자 영상 다띄웠고 CMS 여기서도 CMS 여기 CMS하고 S MBR이고 우리 이제 IP월 너무 크니까 약간 뒤로 다 뛰었습니다